브이로그면 뭐 브이로그 찍어야죠 브이로그면 브이를 로아 브이로그는 아. 예쁘게 잘 나와. 지금 원영이가 찍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. 아 그래요? 저 보고 올게요. I'm not where I'm supposed to be. I'm going in circles, going in circles. I should get away from here. There's a better place. 제가 제 친구들을 clear my mind. I wanna be empty, be empty. 네, 촬영 전에 와플을 딱부착을 했는데 구해식에서 입고 있다가 맞다 가 아이스크림 먹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냥 먹고 있어요. the glow up Don't need to ask for them to show 막 어, 먹고 있었는데 뭐 하세요? 예, 브이로그인데 말이 끌리는 브이로그 짠! 안녕 방금 우리 은비 언니의 개인 촬영이 끝났잖아요 어땠어요 혹시? 짱이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should get away from here. There's a better place for me, better place for me. Trying to play my symphony. ユニットです